뮤직 is 우리가 부산에 오다니 부산이네 그니까 우리 진짜 부산이야 얘들아 첫 예능이잖아 oh 와 여기 너무 아름답다 C-A-N-T-I-O